avec le château, mais là, avec le thème de l'amour, ils comment ça se passe sur cette course. Et c'est parti <laughs> Plus les enfants, il y a énormément de monde. Et... Dans quelle direction Parce que on sait jamais. Ah voilà, c'est ça, merci. Euh, je crois que ce sera autour de 11h. On aura... une 나 끄는 거야? Thank you. 날씨 너무 좋다. 안 돼. 아, 됐다. 예. 오케이, 오케이. 예. Almost there. 2시키 m 아, 아, 아. 보여줘요. 못 끄고 있어 아 메달 보여주세요 아 척도 너무 아파 기분이 어때요? 할만해 <laughs> 갈수 있어 됐어 봐 노란 15 들어간다